뭐래 뭐래 뭐래 안세 안세 재영아 뭘 먹었어? 까꾸 뭐 먹은 것 없는데 어? 설사하고 어, 응? 까꾸 설사하지 마 어? 어? 까꾸